Hmm. Hmm. hm 음. 음. 음. 음.

Mm-hmm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Mm-hmm.

Hmm. Hmm. Hmm. Hmm. Hmm. Mmh.